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털역설이 1회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자각신앙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과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처음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공통년 30년 4월 15일로 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3년여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또 그분이 주로 활동했던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형성되어서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렇게 입을 통해서 전해지던 이야기들은 40년에서부터 50년 사이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는 어,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이후에는 50년에서부터 64년 사이에 바울 서신이 쓰입니다. 50년에 데살로니카 전서가 쓰여지고 그 데살로니카 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레몬서 같은 이 바울의 서신들이 쓰여지는 거죠. 바울 서신이 쓰여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 전쟁이죠. 유대 전쟁은 유대인들이 그 압제자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 유대 전쟁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노예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사람들은 마사다 요새에 가서 장렬하게 자살을 함으로써 그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전쟁 이후에 70년에서부터 100년 사이에는 복음서가 쓰여집니다.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70년 어간에 쓰여지고요. 85년 어간에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또 95년에서 100년 사이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어,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어, 기록되고 또 그리고 바울이 어, 편지를 쓰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생겨난 공동체들은 이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 나름으로 이 모임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 바울이 서신에서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요. 또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는 예수님이 순환과 이 고난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또 마태복음은 율법을 중시하니까 그 율법을 어 주로 지키고 또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 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과 이 만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지니까 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 믿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최초로 어, 예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어, 복음서이니만큼 그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어, 교회는 어, 예수님의 신성을 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렇게 서신을 중심으로 하든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든 간에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은 시간과 이 장소가 달라지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어, 점차 변화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변화된 그 양상을 보여주는 어, 현상은 어,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예, 대표적으로 어, 교부들이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왜 그들을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처음 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멘트는 150년경에 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그리스도인은 그노시스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의 명사형입니다. 기노스코가 어, 체험적으로 알다, 깨달아서 알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또 그리고 깨달아서 아는 지식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겠지요. 클레멘트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터툴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은 카르타코 출신이고요. 서방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터툴리아는 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진 곳이죠.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성을 발전시킨 도시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어, 기독교 신앙과 그 이성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어, 예수께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것에서 고통과 죽음에서 자유로우려고 하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앙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습니다. 카톨릭 신앙인들은 그 내 살과 내 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실제 살과 실제 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기도와 함께 어, 예수님의 살로 변한 빵, 또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영성천을 행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갔죠. 그 뒤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은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 살을 먹고 실제 피를 마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할 때 그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찢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어, 선포한 복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카톨릭 신앙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고 실제 피를 마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은 그 살과 피를 그 먹고 마시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이고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시간을 달리해서 변화되었고 하든지 그 변화된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과학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갔던 것이죠. 그들이 간 구원의 길은 그 구원의 방식은 이런 거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자림하셔서 어,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부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판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까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는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집단적인 부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항하시는 심판도 없었고 그 심판이 없었으니 어떤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재림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부활이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니까 죽기를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믿고 또 그리고 잘 믿지를 못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더잘 어,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살아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죽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재림하고 부활하고 심판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구원의 일은 천국에 이르는 일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 이것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뒤에 사람들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구원 방식으로 했더니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